아, 맛있겠다. 최고! 게 뭐였더라? 어, 돈 지우라고? 무슨 미쳤지? 진짜 3년 전부터 요즘 이 가지 덮밥을 탄생 식 모시고 <laughs> 영광입니다. 그림 그림이요? 집들이 선물이라고 숨어지는 놈이 뭐 밖에 나돌아다녔을 리는 없고 그림이 자기 공간에서 그림을 보고 위치를 알 수 있어? 저... 네. 규빈이 네, 내일 가나? 저 내일 미팅 나가. 내일 미팅 수업 받는 거야? 오늘 가라는 거같은 완전 고칼로리일 것 같은 맛이야. 진짜 맛있어. 응. 음. 카라멜 마키아토 풀 사이즈로 같이 이건 포장하시는 거예요? 네. 이 3번 고객님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초밥 세트야. 흰 하나, 모니 하나 맞으세요? 네. 아 그래? 찐찐. 내가 왜 되게 깨어가려. 담배 정말 정량했다. 근데 깨니까 있더라고. 나중에 마침을 깨서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바로 얘기했지. 음. 나랑 얘기하지. 그 와중에도 내가 이거야 남기고 싶은가 봐. 나도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니다. 아니라 그다 떴는데 나는 당 계란을 먹어볼게